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제가 전에 트리오폼 뭐 악마의 열매 정갈 타란툴라 등등 굉장한 다양한 음식을 먹였었습니다 음식? 네 어쨌거나 이 미럼들은 굉장히 굉장히 신기한 곤충 중 하나잖아요 미래식량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괄치를 먹어서 뼈만 남기는 둥뭐 전갈을 분해시키는 등 굉장히 흑한 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옆에 치도 보이는데 아직도 냄새나요 자 근데 이 친구를 오늘은 제가 독특하게도 짜잔 제가 예전에 이 생물을 수입을 해왔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오자마자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냉동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이제 골격 구조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가 이제서야 공개를 하는데 얼렸다가 녹인 거거든요 이 친구를 여기 미럼 친구들에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70만원 주고 입양했던 친구인데 먹이로 이렇게 밀업 먹이로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, 이 친구를 제가 골격이 잘 나와주었으면 좋겠고 음... 몸통 꼬리까지 다 이렇게 살릴 수는 없겠지만 머리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벌써 반응 보인다 참고로 이 뱀은 GTP라고 해서 굉장히 고가종입니다 나중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초록 색깔 뱀으로 되는데요 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수입을 해오다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죽어버렸거든요 얘네가 이제 뱀도 아무래도 잘 먹을 것 같은데 다 먹고 난 후에 어떻게 생겼을지 굉장히 궁금하죠 우선 이 상태로 한 조금만 더 볼까? 오호호호 와자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지금 10분 정도밖에 흐르지도 않았는데 얘네가 또 어떻게 냄새를 맡고 왔어요 와 진짜 뼈가 남았을 때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이 상태로 24시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짜잔 오 여기 있다 와. 자, 역시나 여기 보시면은 자, 역시나 수분이 많은 것들 먹으니까 번디가 된 친구들 굉장히 많네요. 자, 우선은 빼볼게요. 오, 뭐야? 뭐야? 와. 대박. 와, 자,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에요. 지금 보시면은 뱀 이빨까지 이렇게 다 나오고 윤곽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. 와 이거는 진짜 표본 상자에 넣어놔야겠습니다 와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직접 와서 보실 수 있도록 표본을 해두면 되겠네요 이게 미러미 예전에 진짜 이런 식으로 표본을 많이 하기 위해서 쓰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는 진짜 대박이네요 와 미러미 뱀 껍질부터 해가지고 남김없이 다 먹은 모습이네요 야 진짜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아래턱 오 뱀의 아래턱 이게 많이 늘어나죠?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눈동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해가지고 오늘 미럼의 먹성 오늘 뱀까지 먹여보았고요 자 어쨌거나 이 친구는 이제 용미럼 뱀미럼입니다 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댓글로 어떤 걸 먹이면 좋을까요 많이 써주시면은 그걸 참고해서 다음 영상 미럼 시리즈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